원, 투, 클! 네, 안녕하세요, NF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NF는 자유 게시판 MC 제이크입니다. 야 네, 오랜만에 저희 N장애가 돌아왔는데요. 다들 어, 기억하시고 있죠? 조금 오래됐는데. 아, 네, 오래된 거 그렇죠. 하죠. 네, 저도. 아, 와, 진짜 그쵸? 그렇죠. 오래됐다. 그쵸? 그렇죠. 네. 그때, 그때는 목폴 라이브 때였어요. 약간 맞아요. 추웠어요, 겨울이. 지금도 음. 입고 계시는 어 그러네요. <laughs> 뭐야? 그러네? 변함없네요. 아, 네, 네, 저번 이제 보던 데이원 앨범을 이제 진행할 때 엔자기가 아주 굉장히 핫한 예, 핫. 핫한 네, 아, 어, 반응을 어, 이제 주셔가지고 이번, 저희가 이제 어더 어, 카니발 앨범도 이제 한번 다시 하러 돌아왔습니다. 와. 와. 자, 다음 앨범도 나오는 건가요? 기대하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MC니까 뭐 제가 알아서 어, 조정 어. MC예요? 아 그러지 않나요? 어, 두방은 음, 고정 어, 좋아요 네, 고정 예 어, 그러니까 고정 이게 이제 저희 자유 게시판에는 이제 저희 보더 카니발 앨범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활동을 음. 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laughs> 이야기들이 많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한번 게시물들을 확인해 볼까요? 네. Let's go! Let's go! 제가 첫 번째 글부터 읽어볼게요 네. 리허설 때 직캠 있습니다 이메크입니다 네, 이번 모더 커니발 활동을 하면서 네. 현장에서 저를 보고 잘생겼다는 말이 매일 나왔더라고요. 네, 비교로 아, 타고나 네, 제가 생각하는 이번 활동 중 뮤저 베스트는 M 카운트다운 피버 첫 무대예요. 첫 방이었네. 음, 아 네. 분위기가 몸 <laughs> 분위기가 몸무 바다요. 이거 음, 옴므 파탈. 옴므 파탈. 옴므 파탈. 옴므 파탈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남자 아니야? 솔직히 제가 봐도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샤라우트맘. 맘. 부모님. 근데 왜 엄마만 오케이. 아버지 서운하시겠네요. <laughs> 근데 제 부모님이 엄마가 카톡으로 야 이번에 희승이 빌리 대박이더라. 해냈고 음. 멋있더라. 아 진짜요? 했거든요. 이건 희승이 형이에요. 음. 아 근데 아 그래요? 그런가? 왜냐면 희승이 형이 딱 직캠 아 직캠 있나? 했는데 처음에 없다 했거든요 엠카에서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셨는데 있다 니까어 그냥 <laughs> 아니고 희승이 아, 그때 비주얼 근데 처음으로 머리를 깠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맞다 맞다 멋있었어요 음. 솔직히 그때 조금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예측하는 게 약간 성훈이에요 아 그럼 평소 같으면 아, 근데 예, 뭔가 엠카드 형이 뭔가 영어를 섞었 저는 뭐 이제 그런 게 당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처분이 무드가 비슷하잖아요 아그러 그러니까 희승이 형 그러면 아, 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일단 희대 형이 강력한 후보인 걸로 형이야. 네. 그러면 아, 이제 다음 저가 아, 근데 뭐 네. 이거 뭐 숨기는 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 글입니다 닉네임 엔하이픈 유치원님 아, 최근에 멤버 희승군이 하는 고전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을 천원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 어, 게임입니다 어, 아, 옆에 지켜보니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저도 큰 맘 먹고 게임을 구매하였어요 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굳이 살 필요가 어, 있었나? 싶은 거 있죠 음. 그 게임을 몇 번이 하지도 않고 제 핸드폰 속에 잠들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참고로 저희의 게임을 전파한 희승군 그 게임 이젠 하지도 않는데요 네, 천 원의 소중함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 네, 천 원이면은 <laughs> 컵라면 사오 진짜 컵라면 저는, 저는 네. 누가 이제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엔하이픈 유치원은 엔하이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엔하이픈 유치원이야 킨더가든 이거 킨더가든 누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네, 성훈이 형 카톡방 저희 단톡방도 NF 유치원 맞아요. 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보고 유치원생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죠. <laughs> 아 근데 이게 네, 맞, 맞, 뭐 그만큼 귀엽다는 뜻이겠죠. 아, 네, 그죠. 맞아요. 그 형도 막 귀여워해주고. <laughs> 좋네요. 고맙네요. 제가 제가 성인 돼가지고 유치원도 가고. 네, 올해 올해로 스물한 살. 아직 근데 뭐 졸업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 거 읽을게요 닉네임 점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점점 스점 스팟 스팟 점이요 네. 나 고백할게요 저는 어깨가 어, 콤플렉스였어요 콤플렉스를 음. 극복하기 위해 매일 숙소에서 운동을 했대요 네, 몇 개월간 열심히 노력해서 넓어졌습니다. 그런가? 예, 역경이네 이거. 여러분에게 어떤 운동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아 이게 아직 익명이니까 대신 니키가 시범을 보여 니키 나와주세요. 연관 없어? 딱 세, 다섯 개만 보여주 어. 준현이가 시작. 하나, 아. 오 정석, 이야, 셋, 셋. 셋셋셋셋 어, 이거 등이 안 잡아서 네. 잘한다. 네? 등이 안 잡아도 되나요? 네. <laughs> 네. 네 다음은 이제 복창동 순두부님께서 아 북창동 순두부님께서 미국에서 북창동? 유명한 진짜? 한국 순두부집 뉴욕에서 아, 네. 아, 네. 야딱 봐도 제이다 이거 BCD 또 마이 홈타운 또 이러면서 <laughs> 미국은 말이야 야 미국은 북창동 순두부집을 또 잘하고 저기 제 홈타운 아니에요 멀어요 순두, 순두부집이 진짜 맛있어 내가 그냥 몇번 가봤거든 뭔지 알겠어 네 다음 북창동 순두부님인데 <laughs> 올려주신 글인데요. 닉네임을 닉네임을 맛집으로 하신 분답게 음식에 관한 글인데요. 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어요. 사실 전부터 양꼬치를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양꼬치를 먹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더니 다 오케이를 해서 시켜 먹었죠. 오. 어, 오랜만에 먹었으니까 양꼬치가 더 맛있더라고요. 음. 다음에 멤버들이랑 제가 아는 양꼬치 맛집을 가서 다 같이 먹고 싶어요. 오. 아. 음. 쏘시는 음. 건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이씨 그때 그러면 제이씨 카드로 왜저죠 재영이 쏘는 걸로? 재영, 재이 쏴야죠 왜 져죠? 근데 솔직히 저는요 들었어요 뭘요? 양꼬치 먹고 싶다는 거. 아, 그 아, 저도 너무 많이 형이 그리고 진짜 귀에 맨날 맨날 양꼬치 형의 정신 양꼬치 계속 얘 어, 양꼬치 어, 양꼬치 어, 양정원 그래갖고 그 제가 형, 형 생일 파티 때도 양꼬치 준비했잖아 아 맞아 그러면 다들 기억에 남는 최고의 식사가 있나요? 아 맞다 저희 그거 엔코덱 때 끝나고 밥 먹었던 아, 아 맞아 네. 숙소에서 네. 먹었어 저는 그거요 희승이 형이 이제 아. 부모님께서 아. 막 아. 고기 사다 주신 그거 이거 영상으로 몇개 있는데 진짜 맛있어. 그걸, 그걸 제가 <laughs> 항상 희승이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사다 주시는데 그거 진짜 아 맞아.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어, 맛있게 잘, 먹어서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 어, 맞아요? 어, 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태까지 그 엔하이픈 되고 나서 먹었던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잠깐 쿡은 제가 했습니다. 맞아요. 제이 형이 또 잘했어. 첫 번째 고기 요리할 때 그거 <laughs> 그 버터로 그거 망 아, 숙소 완전 다 연기됐잖아요. 거의 거실이 미끄러웠어요. 아, 맞아요. 진짜 진짜로 진짜 연기가 다 웃겼어요. 거의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 줄알 <laughs> 아이스 스케이팅. 근데 그만큼 맛있었어요. 진짜. 두 번째 거는 별탈 없이 잘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첫 번째가 시행착오 느낌이었어 거의. 네, 3일 연속으로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어서 음식에 관한 글이에요. 오디오 아. 플레이어 오디오 플레이어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님이 <laughs> 올려주셨는데요. 음, 활동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들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저의 비타민이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매운 음식인데요. 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정말 기분이 바로 좋아져요. 매운 음식 중에서도 저의 최애 음식은 떡볶이와 불닭라면. 여러분도 매운 음식 한 번 드셔보세요.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선우 씨, 그럼 떡볶이 중에 어떤 떡볶이 좋아하세요? <laughs> 아 왜요? 왜요? 저는 신땡 아니면 나 요즘 신땡. 아 신땡. 맵찔 순위 일단 니키가 최하위. 아 니키. 어. 니키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진짜 진짜 잘 먹는. 니키 니키 최하위 그리고 그 다음 매운 거그 다음 어. 하위가 이제. 아니 아니 정원이 진짜 못 먹. 아 나도 못 먹긴 해. 근데 니키 김치도 못 먹잖아. 근데 네, 뭐뭐잘 뭐 먹어요 저. 여기 다들 대부분 도심이 많아.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 못 먹어요. 대부분 그 다음이 되었어 정원이야. 근데 제가 먹으면은 땀이 바로 나요, 진짜. 아니 저 진짜 은근 잘 먹어요. 진짜 정원이 형보다 잘먹어 진짜? 네, 매운, 매운 거싫어요 누구보다 잘먹어아 진짜로 네. 매운 거싫어요 저는 집가서 시간 보는 걸로. 먹는 게레시 예, 좋아하지 않아요, 매운 거. 아니, 저도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고추만 확실하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선우랑 형나 같은 경우 맞아. 솔직히 음. 맵부심이 제가 좀 있는 게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청양고추를 아삭아삭 씌워 먹어요. 그 정도로. 아니에요? 네, 음식을 먹었으면 그 다음은 뭐죠? 바로 디저트. 아, 아 음료죠. 이제 엔하이픈 어, 화이팅 님께서 올려주신 오, 음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음료를 주문하는데 <laughs> 음료를 주문하는데 야 이거 딱 봐. 오케이. 그날따라 밀크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딱 봐도 이거 어, 다른 들어가다. 멤버들도 밀크티가 좋다고 오케이를 했는데 음. 우리 막내 니키가 음. 멤버 밀크티가 싫다는 거예요. 어. 그래도 밀크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니키 음. 몰래 주문을 했죠. 어. 음료가 도착하고 역시 니키가 밀크티를 보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니키를 위한 다른 카페 음료가 도착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실은 제가 매니저님께 부탁드려서 니키 음료도 따로 주문했답니다. 아 와우. 그래서 그날 니키의 감동받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라고. 제글씨 진짜 마음이 아니, 어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주문하신데요저 아닌데요? 모성인가요? 어, 근데 진짜 근데 되게 이거는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이 따뜻하다. 그렇죠. 생각하는 네, 니키가 좀 살짝 니키 그때 기분 어땠어? 약간 안, 안 시킨 줄 알았는데 딱 왔을 때 그때 좀 솔직히 저좀 섭했잖아 아니 안 시키는 것보다 아, 그 형이 먹고 싶은 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좀 약간 맞아요 아, 그때 그리고 네. 아저안 먹어요 네, 아, 제일 그러니까. 제이크가 왜 그랬냐면 아니 니키가 왜 그랬냐면 제이크가 물어봤는데 저요? 아닌데 니키가 먹, 안, 안 먹고 싶다 했어요 근데 제이크가 다른 다른 그냥 다 버렸 다 버렸어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때는 진짜 일부러 한 게 아닌 아나 일부러 <laughs> 그냥 발자 출근 입 다음 <laughs> 자 네, 근데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재밌네 재밌네 음. 오케이 저 갈게요 네 저도 비슷하게 음료에 대한 글이 있어가지고 바로 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먹을 게 많네. 저렇게 생해준다 막방날 기분. 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기분 어땠어요 기분? <laughs> 기분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나 네, 요즘 저희 멤버들이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채 주스인데요. 어. 이름만 들으면 맛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김선 당근 비트, 사과 등 몸에 좋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음.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서 마실 때마다 맛도 좋고 건강도 생기고 음. 기분까지 좋아져요 음. 한 번에 살 때 한 번 살때 음. 네, 대량으로 600개씩 구매하는데 60개 <laughs> 벌써 몇 개 안 남았어요 저는 그냥 하루에 3개 정도밖에 안 먹는데 60개의 주스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와 뭐야 그건 바로 어. 너, 자, 2분의 뱃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루 야채를 근데 저 사실 2년을 먹는 <laughs> 사실 저거 많이 아, 저거 많이 먹어요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맞아요. 많이 저는 왜냐면 저희가 야채를 안 먹잖아요 평소에 아, 저, 그렇죠. 저거라도 그걸로라도 채워야 되겠어요 어, 야, 그 생각으로 먹어요 맞아 약간 마음속 그냥 근데 그냥 맛있던데 하루 야채잖아 근데 하루에 3개 먹으면 3일 야채잖아 거의 아 그래도 약간 그동안 못 먹었던 야채를 드립이야 그거? 아니 뭐지 아니 그거 <laughs> 제가 제일, 제일 진심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뭐 하루 아, 이건 제일 큰 아니야? 굳이 세 개까지 먹을 이유가 있나 싶다는 거 제일 크지 이거. 근데 저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은근 잘 안 먹. 이거 제일 큰밖에 안 먹어. 그래 저난 그, 솔직히 저거 제가 쓴거 아, 정원이 같은데. 정원이 아, 정원이. 아니 먹는 거 못 봤어 솔직히. 아닌가? 정원 씨 막방 날 기분 어땠어요? 막방 날 기분이요? <laughs> 정원이 먹는 거 못 봤는데. 저는 보기 봤어요. 맞아. 난 제일 솔직히 초록색 너무 맛없어. 아, 초록색 빨간색이 좀 더 맛있는데. 그래서 빨간색 가져 빨간색만 음. 앞으로 씌워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초록색이 더 몸에 좋을 것 같아. 진심 끄덕이셨어. 핸드폰 <laughs> 들으신다. <laughs> <laughs> 근데 뭔가 초록색이 좀 더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건강엔 뭔가. 좋은데 굳이 먹고 싶진 않아. <laughs> 근데 빨간색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빨간색이 음.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음, 료 얘기가 나, 와서 그런데 음. 여러분들은 혹시 뭐 제일 좋아하는 음료 뭔가요? 음, 음료? 저는 이거 바야흐로 2017년 때부터 좋아했던 이거는 뭐 참, 참고로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도 좋아하는 아, 갈배. 어. 아, 아, 아 갈배. 갈배. 아, 갈배. 아, 갈배. 그거 아니야? 그 레몬티였나? 네? 어? 레몬티 트리... 그 있잖아 그 살짝 그 버건디 색깔 나는 그 홍차 너 뭔지 알잖아 아 태양 자 태양 아, 네. 너 뭔지 알잖아 <laughs> 맞아요 노란색? 노란색 그 실띠 실띠 아, 근데 진짜 많이 갈리 나는 최음료수야 아, 진짜? 어 진짜? 너 진짜 너랑 3년 같 다니면서 처음 알았어 <laughs> 일단 아, 나 자주 먹었어 먹는 거한번 먹어 어. 이거 네, 예, 분홍색 약간 어두운 살짝 어두운 빨간 분홍색 맞아요, 그 예. 와인 색깔 나 그거 너 먹는 거 한 번도 못 먹어 진심으로? 한 번도 못봤는 진짜? 원래 먹는 좋아거 원래 먹어 피스타치오 좋아하잖아 피스타치오 아, 네, 근데, 근데 평, 평상시에 어디 가서 그런 음료수 찾기 힘들어 근데 우리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거웅땡을 좋아하지 아 거웅땡 거키가 살짝 별로 안 좋아해 아, 맞아. 약간 그, 거 싫어요 아, 타피오카 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약간 아니, 좀 새로운 메뉴 도전했잖아. 아니 근데 <laughs> 저, 현디 많이 마셔가지고 저 진짜 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삼겹살도 이제 싫어졌어. 아, <laughs> 어, 삼겹살 나도 싫어. 우리 많이 먹긴 해. 아, 어. 담, 삼겹살 얼마나 좋은 건데. 좋았어. 이제 단백질 박사가 말 꺼내서. <laughs> 예, 단백질 박사. 원래 운동 사람들은 소고기보다 삼, 겹살이더 좋대요. 아, 저 그거. 그거 뭐? 모땡 모땡. 아, 뭐 구멍 구멍. 아, 구멍. 아, 구멍 1,500원인데 뭐 그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진짜 네. 아, 아 그거 아니 말고 파인애플 있어 맛있 그게 뭐고 그게 체지방이 진짜 많이 쪄요. 그 복숭아 맛 맛이잖아요. 네. 에? 파인애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민트 초코죠. 아 네. 어, 민트 초코 음료수 네넣고요네 괜히 물어고요 우리 그거 봤잖아. 냉장고에 아 우유 우유 이거 사강 우유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 그 그 아, 그 그거 제가 먹었어요. 아. 그 제가 이거 누구 거예요 하니까 성형이 내 거니까 마시지 마랬어 혼자 안 마셔. 혼자 안 마시. 엄마 거니까 마시지 마. 야 근데 우리 어차피 밤에 조금씩 마시긴 해. 그 이제 치약하고 잎을 헹글 때 약간. 아 맞네 맞네. 그게 많이 아, 네. 아, 그 우유로 헹글 거 우유로 가글이야. 가글 여러분 민트 초코의 맛을 느끼려면은 일단 초콜릿을 먹어요. 네. 그냥 이래다가 아 그치 아 민트 아니 그리고 그 밀크 여러분 디, 디스 그만하시고요 이제 다음 넘어 성훈이 네. 뭐였는데 음료수? 저는 프로틴 쉐이크 이제 <laughs> 무조건 아바라 아, 아바라 맛있죠. 아바라가 뭐야? 뜨바라는 싫어요. 넘어갈게요. 네, 뜨바라. 네, 다음부 다시 제가 읽어 뜨바라도 좋아요. 뜨바라 마이크 배 자실게요 님이 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촬영할 때는 물을 한 병, 네? 한편 반변 전도 마시는데요. 음. 이번 음방에서는 드렁크데스 무대를 할 때 500ml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근데 물의 효과일까요? 무대를 아주 만족스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엔진분 좋아해주셔서 네 기억이 남아요 오 누구지? 근데 요즘 니키가 물 되게 많이 마시던데 이건 니키 제 정원 선우 아니 선우 근데 니키는 뭔가 무대를 이렇게 쉽게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벽 직진이더라 음. 아. 네, 닉네임이 상당히 네, 재밌으신 분인데요. 저는 니키예요. 제이크 형보다 축구 못해요 님.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아, 이거. 아, 쑥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아, 멋없는 형이 있죠? 아, 저희 숙소에 맛있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멤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며칠 전에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멤버들이 먹기 전에 먼저 음. 먹으려 했죠. 그런데 전자레인지에서 저희가 다된 닭가슴살 꺼내니까 거꾸로 잡아서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 물에 떨어지면 야, 그 닭가슴살 아까운 걸 그거를. <laughs> 자, 프로틴 박사님 진정하시고요. 자, 원래 <laughs> 떨어지면은 3초 안에 는 이제 주워서 먹을 수 있는 아유, 모두 아시죠? 네, 음.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놀란 나머지 3초 룰도 잊,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고만 아. 있다 결국 못 먹게 되었어요. 아 정말 바보시네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또 너무 아쉽네요. 네. 근데 전 이 에피소드를 다 버렸어요. 진짜? 성훈 형이 이제 거실 와서 야 이거 그 많던 닭가슴살 어디 갔어? 이랬는데 제이크 형이 아 그거 내가 먹으려다 떨어뜨렸어 왔다 왔다 아니 너무 어이없어서 다시 아, 너무 쉽게 끝났는데? 오케이 다음 오케이 아 이번 엔작에는 살짝 그 이미 알고 저희가 확실히 많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다 보니까 누군지 알것 같아 예, 아, 많이 안 해죠 개선을 알게 되네요 <laughs>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30시간씩 이제 닉네임만 보도 알것 같잖아 아, 기 진짜 어? 잠깐만 네 다음 글 닉네임이 너무 좋네요 이승 이목구비 내미래보다 밝음님 반응하세요 빨리 <laughs> 아 이거 뒤에서 하 굉장히 센스 있네요 아, 어, 네. 밝다 어. 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 미래 좀 네, 자기 자신 글 읽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글 읽어볼게요 그 아, 저는 목격하고 말았어요. A 멤버가 B 멤버의 옷을 몰래 입는 현장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이랍니다. 야. 문제 옷은 바로 면티인데요. 야. 그래서 안 들킬로 안 들키고 몰래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지만 엔하이픈의 평화가 계속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밀을 지키고 있어요. 그 근데 어쩌죠? 이젠 B 멤버가 점점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난가? 네 여러분 너가 너가 너가 너가 평화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난가? 일단 이, 이거 쓰는 사람 나, 저, 아, 저고요 네 일단 저번에 아, 제이 형이 딱 이렇게 옷 갈아입고 있는데 이름이 살짝 보여 이름 써놨거든요? <laughs> 딱 봤는데 정호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버렸죠 너 것도 입은 적 있어. 야. 근 제이크 건 자주 입어. 야, 야, 나도 너거 자주 입어. 아 근데 왜냐면 제이 초성만 본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저거. 아니 중간에 이제 살짝 그 브랜드 마킹 있고 끝에 끝에 돼 있잖아. 근데 제 아, 이고 크가 조그맣게 써 있어 가지고 대충 그냥 <laughs> 어야 바쁜 남자 제보다 제 2라고 써 있는 거 보고 그냥 입었는데 아. 그 뒤에 크가 있어. 난 저번에 인세 형도 한번 <laughs> 싸울 거 되게 네. 많이 입어. 저도 고백한 적 할 거 있어요. 저도 제이 거 많이 보여요. 맞아요. 저는 제형 거. 난 또, 그냥 누군 만. 난내 건 그래가지고 아예 없어. 영장이야. 또, 또 고백할 거 있어요. 네. 성훈이 것도 입어 그러니까 저번에 <laughs> 부산 갔을 때 그때 <laughs> 아 맞아. <laughs> 그때 딱. 어 나는 내가 아난이 옷을 오늘 입고 온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딱 성훈 그거 티셔츠 그 매니저분이 이거 성훈 씨 거 아니에요 했는데 어 저 이거 안 입고 왔는데요 하고 딱 냄새 맡아보니까 희색이 형 잠깐만 그 냄새가 네, 형, 형의 살냄새 아 제 살냄새? 형이 형이 살냄새가 나는 거야 아 이승현 그 냄새 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냄새 요 좋은 냄새? 아, 솜사탕 냄새 나요 어 그럼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예, 1초라도 안 보이면 초조한 일반 시민님이 어. 그립니다. 어. 요즘에 저희 모닝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릭 요거트를 두 개 먹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요거트는 꼭 두 개일 필요는 없는데 한 개로 배가 안 채워져가지고 두 개를 먹었어요. 음. 자, 네. 선우 씨 그릭 요거트가 네, 선우 씨 왜 두 개씩 먹나요, 굳이? 네, 이렇게 들어보자. 이렇게 모닝 루틴을 루틴이 생긴 지 이제 일주일쯤 됐는데요. 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모닝 루틴 엔진 여러분도 함께 하실래요? 음. 음 근데 거짓말 오늘도 먹었어요. 그 뭐 거기다 블루베리 넣어먹더만.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밤에도 먹지 않아요. 사실 꿀팁인데 블루베리 넣으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진짜 좀 일찍 일어났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피곤한 상태로 아 빨리 차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그 하면서 갔는데 선우가 약간 이러면서 이거 먹고 있다 뒤에서 뒷모습이 <laughs> 거의 좀비처럼 그 먹고 있었어요. 아니 롤 모닝뉴트에 너무 잘 지켜요. 야, <laughs> 아 근데 진짜 어, 진짜 어. 요거트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저희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한국에 그거, 그거 있나? 선우 루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 일주일 전부터 뭔가 달라진 분이 또 있네요. 어, 닉네임 삼성역 3번 출구님. 야 연습 때 매일 아, 야 이거 삼성역 맨날 이러거든요. 자 예전에 저는 잊어주세요. 왜냐고요? 저는 세 사람이 되었거든요. 요즘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음? 자 난가? 내가 썼는데? 네. 일찍 일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딱히 일찍 일어나게 일찍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늦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었는데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뿌듯한 고 있죠? 뻔뻔하다 이거 <laughs> 앞으로 이렇게 매일 1등은 아니어도 일찍 일어나려고 계속 음. 꾸준히 노력해보려고요 그리 일까요? 요즘 멤버들 기상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매번 바뀌긴 한데 매번 거의 바뀌다. 정원이 아니면 정원이 아, 이거 정원이가 쓴 거 아니야? 아 정원이 쓴 거? 제가 제가 썼어요. 일단 정원이는 진짜 무조건 1등이야 왜냐면 정원이 아니면 이거 할 말 없어. 맞아. 선우? 맞아. 정원이 아니면 선우 이제 그 모닝 루틴 하시러 이제 일찍 나고. 근데 요즘 내가 정원이는 일찍 좀 네. 내좀 일찍 일어나요. 음. 맞아요. 그, 네. 형이 쓴 거예요. 아니요. 아. <laughs> 뭐였어요? 수영이 그럴까요? 아. 일찍 일어났는데 거짓말. 어떤 정원이 다음에 일어나요. 아 맞아요. 샤워 를 내가 딱 일어나면은 아 샤워를 가야겠다 근데 누구 쓰고 있으면 그, 아 조금 더잘수 있다 이러면서 제가 오면은 제이크 어, 가요 내가 가 드라이기 쓰는 소리 어, 제이크 가요 내가 어 맨날 봐 뭔가 어 정원 안녕 이 딱 그 여기 딱 그 복도 있잖아요. 뭐뭐 뭐. 그럼 딱 가면은 <laughs> 메이크업 항상 이렇게 비켜줘요. 그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그 복도에서. <laughs> 맞아. 실은 이거 제가 썼는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제가 3일 저렇게 일어났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저럴 줄 알았어요. 아, 바로 근데 여기에 바로. 계속 꾸준히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어. 맞아. 사람은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네, 그럼 한번 다음 읽볼까요 네. 다음 글 읽어볼게요. 닉네임 이름표 찰게요 님 며칠 전이 성년의 날이었잖아요. 성년의 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향수. 음. 성년의 날을 맞아 향수를 샀어요. 오. 제가 원래 꽃향기나 섬유유연제 같은 향을 좋아해서 어. 비슷한 계열의 향으로 샀는데요. 음. 몇번 뿌리고 다녔는데 멤버들은 저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향이 약한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원래는 향수가 있긴 했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이제 성년도 됐으니 향수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뿌려보려고 해요. 음. 앞으로 저의 향기 기대해 해주세요 어, 고백이 고백. 이데 Go back. 그러니까 제가 향수를 맡으면 좀 어지러워요 음.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적당히 게 좋긴 근데 이거는 네. 진짜 좋은 향수라 어지럽지 않아요 근데 향수마다 네. 이거는 네. 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 그니까 제, 제가 쓰는 거 아, 제가 쓰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약간 네. 막 약간 인위적인 향수향 오지 않아요? 이게 향수도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지속 시간이 있어요 아, 지속 시간별 아, 다섯 네. 있어 다섯 땅이 있어 너는 네. 그, 그, 그 마인드로 공부했으면 진짜 하버드대 갔겠다. <laughs> 진짜 그 다양한 걸 모르, 모르는 게 없어, 진짜. 사람한테 좋은 냄새가 나야 돼. 맞아. 그쵸. 맞아. 향기란 진짜 주, 중요한 거. 마지막 글은 앞에 이름표 찰기호님 글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응. 어. 닉네임 43님의 글입니다. 43? 네. 43? 30, 44살인가? 네, 저는, 43살, 43살. 저는 이 글에 좀 동의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어, 왜, 네. 왜죠, 왜죠? 일단 들어보세요. 헤드폰이 고장나서 새로 샀어요. 사실 멤버들 중에 헤드폰은 제가 제일 먼저 샀는데 음. 제가 산 다음 희승, 제이군이 따라 샀어요. 음. 어, 최근에 따라 샀다. 따라 샀다. 아, 따라, 샀다. 자, 카피캣. 네. 그리고 최근에 향수도 샀는데 <laughs> 제가 산 다음 성훈 군도 향수를 따라 샀지 뭐예요. <laughs> 따라 샀 어. 따라 샀 음, 따라. 아무래도 저는 엔하이픈의 트렌드 입금인 것 같아요. 아, 아. 멤버들을 나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아. 적어주셨는데 와, 웃기고 있네. 어, 와, 아, 다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세 단어만 할게요. 네, 레전드. 레전드. 네, 오늘 그 다섯 글자로 할게요. 웃기고 있네. 아, 저는 한 네, 글자 하겠습니다. 어, 그죠. 할 말이 있는데 네. 뭐, 뭐. 제첫 번째 그거 샀잖아요 헤드폰 어. 그걸 아, 보고서 한 거야 근데 어, 너, 는 어, 너도 너도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거 그 니키하고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예. 심지어 이승이 똑같은 거 살려 했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 아, 네가 아, 어 괜찮다. 네가 썼다 영업했어요 저한테. 너 썼다고 이렇게 영업. 네가 나 나보고 형 이거 진짜 좋아요. 썼다요. 기억 안 나? 너무서 쇼핑하 사람이야? 아니, 네, 잠깐만요. 진짜 좋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세 명 그거 따라한 건 맞은 것 같은데 뭐라고요? 맞아 이 세명 따라했어 야다 일어나 근데 좀 근데 하필 또 이게 세 명이 앉았네 어쨌든 저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똑같은 향이에요. 아 완전 다른 향. 네. 따한 건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인정해요. 아, 네. 니기도 잘 쓰고 제이는 잘 모르겠는데 희승이 형 진짜 잘 쓴다. 어, 희승 진짜 거의 맥키좀 많았어요. 희승이 진짜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어, 헤드폰 많이 안 그 끼우는 이유가 헤매를 이거 요즘 너무 많이 맞아요. 해요. 아, 맞아, 공백기 때는 잘 좋지. 근데 공백기 때 진짜 잘 쓰겠다. 많이 들고 다니진 못해요. 그 제가 어, 저도 하나 따라 할게요. <laughs> 아,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따라선 게 아니고 영업을 당했다. 아, 아 영업. 니키 씨가 저한테 영업을. 근데 솔직히 같은 제품도 아니고 다른 제품. 맞아. 제가 또 알아보고 산 거기 때문에 음. 나도 음.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아뭐 따라하면 어때요? 만약 뭐. 아 근데, 나를... 그러니까 근데 니키가 안 샀으면은 그죠 그죠 뭐안 샀을 것 같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음. 네. 나는 요즘 그것 네, 때문에. 니키 트렌드 그러면 그냥 저희 일본다 삽시다. 이렇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 너무 네, 이렇게 자유 게시판 오늘 일단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일 해봤는데 다들 어땠어요? 조금 아니, 이제 네,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고 와 다들 사연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다들 너무 이제 재밌게 하네요 그리고 아, 네. 이제 가, 같이 있다 보니까 닉네임까지 다 알 것 같아요 닉네임만 들어도 알 것 같고 유치 이제부터는 닉네임 웃기게 하기 쟁탈전으로 이름 네. 바꾸기 네. 다음 활동 때아 이제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막 마이크 찾게요 아 오케이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제 맞아요 지, 지났어요 저도 이번 끝까지는 했거든요 유행, 사실 너무 유행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닉네임 사실로밖에 안 했어요 사실 무서워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번 보더 카니발 앨범을 활동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일,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았죠 그리고 엔진분들께서도 이제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알려드려서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진분들께 좋은 추억, 진짜 비하인드를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이제 엔하이픈 자유 게시판 보더 카니발을 마쳐야 될 아, 시간인데요. 아, 쉬워요 아, 다음에 꼭 만납시다. 어, 다음 활동 때 오나요? 다음 앨범에도 정말 이렇게 사소하지만 재밌는 이제 이야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습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자유 게시판 MC 제이크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안녕.